안녕하세요 도구워치입니다 오늘은 꽤나 유명한 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픈런이라는 걸 하게 만든 바로 그 문제 시계 어, 참고로 저의 오픈런은 처참하게 실패하였고요 이미 뭐 수많은 리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저까지 나서서 뭐 뻔한 리뷰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이 시계 과연 지금이라도 살만한가 만약 산다면 과연 무슨 행성을 사야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로 그 시계 오메가의 문워치와 스와치가 만난 문스와치 제가 구입한 모델은 지구입니다.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. 짠! 원가 절감의 이 종이 박스로 뭔가 꽤나 독특한 척 패키징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별거 없습니다. 지금은 예전처럼 이 리셀러들의 프리미엄이 없을 것도 같은데 어, 혹시라도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시더라도 절대로 피를 주고 구매하시면 안됩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, 정가보다 더 주고 구입할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. 스와치에서 뭐 나름대로 뭐 영원히 판매한다고 하니까 관심과 시간과 약간의 에너지 어, 조금만 투자하시면 무조건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제가 이 지구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어, 이 지구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어, 두 번째는 어, 그, 그게 어, 다른 모델들을 보시면 어, 전부 뭐 미션 투선 뭐 미션 투 머큐리, 미션 투 비너스, 뭐 미션 투 문, 마스, 주피터, 우라노스, 어, 미션 투 넵튠, 플루토 뭐다 아무튼 미션 투 행성인데 어, 이 지구만 오직 지구만 미션 온 어스라는 거 어, 아무튼 어, 이런 이유로 지구를 골랐는데 어, 사실은 겨우 살 수 있었던 게 지구 어, 전 세계가 사랑하는 그 크로노그래프를 닮았기 때문에 첫 인생은 뭐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어, 바이오 세라믹이라는 뭐 친환경 플라스틱 어, 아무튼 뭐 비슷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 어, 이 시계를 구매하는 분들이 전혀 신경 안 쓸 부분 같아서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랩은 오리지널리티를 살려서 이 찍찍이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히 그렇다고 비싸 보인다거나 뭐 퀄리티가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아서 아마도 이 시계를 좀 진지하게 진짜로 착용하실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줄교체가 좀 좋아 보입니다 연두색, 민트색 컬러의 이 케이스와는 대조적으로 네이비 컬러의 다이얼은 상당히 잘생겼습니다. 인정! 깔끔하기도 깔끔하고요. 어, 기존 스와치 시계에서는 보기 힘든 이 나름의 디테일도 있어서 솔직히 보고만 있어도 다이얼은 확실히 좀 구경할 게 좀 있습니다. 이쁘긴 이쁘네요. 기존의 스와치 크로노그래프 모델들과 동일하게 어, 이 크로노 작동은 심플하게 잘 됩니다. 스타트, 스톱, 리셋, 끝 뭐 제가 거의 30년 전부터 스와츠 크로노를 봤었는데 뭐 늘 똑같네요 이 문화체에 사용된 무브먼트도 아마 특별할 거 없는 원래 쓰던 그 범용 무브일 거라는 강한 확신 들고요 총평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시계 아마추어인 제가 드리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일단 리셀러들에겐 미안하지만 어, 피를 주고 살 이유가 전혀 없고요 당연히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굳이 원한다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합니다. 저라면 꼭 마음에 드는 색상을 수집용으로 정가로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중고로 뭐 파실 계획이 있으시면 2023년 1월 기준 전세계 선호도 1위는 달, 문이고요. 공동 3위는 머큐리와 어스, 그리고 최하위는 선, 비너스, 마스, 우라노스입니다. 참고하십시오. 지금까지 도구워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